그렇지. 두개 다. 두개 다. 이거 이거. 이거. 그렇지. 옳지. 谢谢。 뭐지? 아 이거? 손 그렇지 빨리 그렇지 그렇지 빨리 기다려 빨 그렇지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사 아, 없지.